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불닭치킨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같이 먹을까는 음, 무슨 마요 네, 마실 거는 우유예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이 소스만 먹으니까 조금 나요 음, 많이 맵지 않아요 아 냄새 불닭 냄새가 너무 심해 지금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서 아, 너무 매웠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